you <laughs> 전자시와 이 영풍에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극시 삼각성 기공하고 공방이 생겼구나 공항 눌러대걸 제꽃 대걸 앞에는 욕조로다 동남산 한산대구 천과악산 화산에 비쳐 동작강 술궁하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나그여차인데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우주로다 대동이면 대한민국 상규 형님과 우리 어여쁜 형수님 그리고 모든 여기 오신 하객 여러분들 1년도액이 없을 소냐 1년도액을 그 불고 가자 달은 다 30일이요 반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시인데 주야 하고는 24시 시시때 있는 들 물고리로 불고 가자 정월에 드는 애근 2월령 등에 막아내고2월에 드는 애근 3월이라 삼진날 연자초리로 막아내고3월에 드는 애근 가민사오 초파일날 석가열의 탄생일이고 양민들이 오락가락이 추천하던 그네줄로 막아내고 5월에 드는 내근 6월에 유두일로 내 성소리로 막아내고 오작교 다리 놓던 진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뵙는 내은 8월이라 한가인 날 우리 송편 많이 빚어서 이웃집에 나누어주던 쟁반국으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내은 9월에 9일날 국화동주를 많이 빚어 이웃생님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내은 10월에 상달이라 좋고 좋은 날 달이어서 고사실으로 막아내고 금상의 부인마마 양손에다 푹 퍼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 견들이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짓달 드는 내섣달의 금은 날에는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섣달에 드는 내은 내년 정월 열나을날 오곡밥정이지요 백지 한장돌돌 말아 막걸리 한장 미진 쳐서 원강에 소멸하니 건두건며 상규 형님 가족 댁에 만사가 되기라도 백사가 여이라고 망과 끝과 잡순대로 손성치 발언이라